야 한국아 너무 덥다 야 빙수 시켜 먹을 어디서 났어? 냉동실에 있던데 아 그러네 <clears throat> 야 타자나 니 이제 근데 구독자 얼마냐? 몰라 나 요즘 바빠서 확인 잘 못했는데 한한 2만 8천? 야 이제 야 3만 다 돼가네? 그치? 야자 오랜만에 야,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야! 왜? 아 왜? 3만인데? 뭐? 야! 야 빨리 뭐 해 빨리 뭐야 뭐하지? 뭐하지? 그 그 그 그 야 요새 Q&A 요청 많더라 그거 해야 괜찮다 아 여러분 제가 이제 Q&A를 할 건데요 야야 어, 야. 아이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해야지 아 반갑습니다 한국타잔입니다 여러분 3만 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종강하고 뭐 출장도 갔다 오고 이런저런 일로 조금 바빴는데 아니 그새 3만 명이 됐어요 진짜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 그래서 이번에는 어, 제가 여러분의 그 성원에 보답을 하고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한 게 있었더라면 정말 뭐든지 싹 다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지금은 3만이지만 300만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100배, 1000배, 1000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됐어? Perfect! 아, 이 시력. 아, 아. はあ